안녕하세요. 엠칸투다운의 special MC를 맡은 예린입니다. 안녕! 이게 오늘 엄청난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머리에 이거를 그걸 붙였잖아요. 색깔 있는 거를. 근데 이거를 컴백 때 딱 공개를 하고 싶어서 오늘 숨기려고 노력한 거예요. 이게 지금. 원래 펼치면은 여기 이렇게 샤라락 있는데 오늘 그 컴백들을 컴백때 버디들이 더 우아하게 하려고 오늘 좀 숨겼어요. 귀엽게 양따를 하고 이렇게 별도 이렇게 박았습니다. 네, 참신한 아이디어죠? 제가 생각한 거예요. 벌써 컴백한 것 같아요. 다음 주 컴백인데 오는 길에 왜 졸렸지? 마치 컴백 때처럼 자면서 왔어요. 걔도 옛날에 MC를 했던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옛날보다는 이제 대본이 술술 외워지는 것 같아요. 진짜 못 외웠는데 솔직히 지금도 잘 못 외워요. 저는 노래 가서 외우는 것도 힘든데 근데 다행히 지금은 한 몇 번 보니까 좀 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편해요. 오늘 엄청 분량이 많아요. 일단 오늘 전 약간 현장 체험한 느낌으로 MC만 하러 온 건 처음이네요 항상 그 컴백주에 맞춰서 멤버들이 special MC를 하거나 그랬는데 아예 오늘은 시간을 따로 내서 온 거예요 어, 오늘 GT 특집이라고 해요 GT 특집 어, 뭐야 이게 축하합니다. 왜 갑자기 너무 깜 너무 갑자기 다들 지금 어 빨빨빨 갑자기 뭐야 어머머머머 어아 이걸 진짜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더 줘 더 줘 더 줘 더 줘 더줘더 뭐 뭐가 더 아, 있다고요? 이거는 먹을 거. 아 뭐예요 이게 너. <laughs> 나 지금 컴백한 줄 알았어. 하고 다정한 유리나 예. 어, 로늘도 그래서 아 세자조 로늘도 아, 아 로늘도 어 이거 그거 이거 그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그거 그때 미엄미엄에서 코카 코카콜라 아 너무 감사해요. <laughs> 엄청 빨리 신호등이래 신호등. <laughs> 괜찮으시다죠? 깜짝 놀랐다. 상상지도 못한 정체. <laughs> 와 너무 감사하다. 자 오늘 MC 케이크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띵. 오늘도 MC를 성공적으로 마치라는 의미에서 성공적으로 나갔습니다. 거폭죽 펑펑! 그럼 다들 케이크도 드세요. 잘하고 싶다 지금 리허설 하러 갑니다. 뿅! 오늘 엠카 special MC로 했는데 예전에는 MC가 좀 무섭고 떨렸는데 오늘은 되게 재밌게 잘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 그룹 팬분들도 더 가깝게 마주칠 수도 있고 다음 주 컴백이 너무 기대되네요. 팬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었지만 열심히 참았어요. 근데 유리구슬에도 이거 있는 거 알아요? 아는 거야 해요. 아는 이렇게 요 근데 이건 이거니까 나중에 나가겠네. <laughs> 그럼 오늘도 수고!